글을 배워봐요 오늘 배울 자음은 피어 피어 피어 피어 피어 파허 호푸푸피 파허 호푸푸피 파허 호푸푸피 힘을 합쳐봐요 비읍에 모음 알를 붙이면 파파파파 파파파 파파파파 파리 파리 파리 파리 파리 파리 파리 비읍에 모음 어를 붙이면 퍼퍼 퍼퍼퍼퍼 퍼즐 퍼즐 퍼즐 퍼즐 퍼즐 퍼즐 퍼즐 퍼즐 퍼즐 퍼즐 퍼즐 비읍에 모음 오를 붙이면 포포 포포포포 포포포포 포도 포도 포도 포도 포도 포도 포도 포읍포모포우포붙포면포푸 푸푸푸푸 푸푸푸푸 푸딩 푸딩 푸딩 푸딩 푸딩 푸딩 푸딩 피읖에 모음 으를 붙이면 푸